신차오 긴고치입니다 김고치는 지금 버스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 타잉와 삼선에 새로 리조트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가볼 예정입니다 FLC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새로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리조트가 어떤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밑에 보니까 라운지에 굉장히 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9108 아, 여기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와. 제가 혼자 왔는데 투베드를 주셨어요 아 이거는 알람이랑 블루투스 스피커네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밥을 다 먹고 여기 호텔 안에 있는 시가바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네요 얼음 두개 59,000동 3,000원 이까신말 땅콩 그리고 요게 시가 미니라고 합니다 시가 미니랍니다 미니 이게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자 시가파 갔다가 정신 차리고 수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전기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조트 내부가 진짜 굉장히 큽니다 이쪽은 풀빌라촌입니다 풀빌라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바깥 온도가 야 38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의 게임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Cái 세요 y cái gì ạ? Ờ, s 요 칵테일을 줍니다. 지금 밖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냄새 바베큐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삼선이 또 바다 지역이라서 어 요런 해산물도 많이 준비를 해놨네요 어? 호박으로 개 만들어 랍스타 치즈 옆에 우리가 먹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해산물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국수도 있고요 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 디저트부터 메인까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게 확실히 보입니다 로 식사하는데 옆에 바다가 있어서 밤바다 보러 잠깐 왔습니다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8층에 스카이바라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스카이 갔다가 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젯밤에 잘 자고 저는 지금 조식 먹으러 나와 있습니다 9시 반에 여기 뭐 모여서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먹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LC 크로 호텔 내부에 있는 키즈존에 한번 와봤습니다 전 호텔에 키즈존 있는 거는 많이 못 봤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즈존 바로 옆에 이런 뭐 탁구대랑 당구대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용하는 고객님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보드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수영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야외 수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내 수영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실내 수영장입니다 바로 야외 수영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세고 하면은 또 실내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또 아이 수영장도 같이 있습니다 수영장 바로 밑에 또 이런 헬스장 교회는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따로 마사지 받을 수 있게 이런 별관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샵 안에 수영장도 있고 방도 26개나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플실이랍니다 커플실 그래서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고 일단 여기 들어와서 좋은 게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실내 수영장까지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즐기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쭉 빌라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도 이런 수영장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 아 여기는 패밀리룸입니다 패밀리룸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하노이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점심을 호텔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심은 뷔페식이 아니라 코스 요리로 네, 준비를 해주시네요 아, 모두 마치고 하노이로 올라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FLC 세일즈 매니저님이 계셔가지고 이 호텔의 강점 이 호텔의 특별한 점 네, 그 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잘 보이나요 제가? 네잘 보입니다 자체가 그 사람분들이 아직 많이 잘 모르시는 곳이라서 대체나 음. 이제 현지 분들한테만 좀 알려져 있는 곳이고 어. 기존에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이 많이 알고 방문했던 다낭, 하롱베이, 뭐 하이퐁 이런 곳과는 좀 다르게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아 때가 묻지 않았다 아 네. 네네네 그리고 지역이 워낙 크고 리조트가 하나 더 늘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